안녕하세요 러브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음, 오늘 22nd 러브레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어, 러브레터하고 러브스토리, love song 이렇게 세 가지의 재생 목록을 제가 구성했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데 뭐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러브레터와 러브스토리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러브레터가 당연히 우리 채널의 이름인 것처럼 메인이고요. 주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구어체 영어 성경으로 어, 영원한 신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암기하는 그게 메인 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 분량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한 25분에서 길면 30분 정도까지 그렇게 한 어, 동영상당 이루어져 있고 러브 스토리는 어, 분량이 짧죠. 그래서 러브 스토리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laughs> 어제 구독자 중에 저한테 계셨는데 예. 다크장 회원분 중에서 예. 어, 그거는 이제 우리 문화적인 부분 어, 어떤 이슈가 되는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어,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특히 좀 어, 어떤 화제 인물 중에서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유명 인사들의 어떤 어, 이야기들을 어, 또 영어 문장과 함께 이렇게 배워보는 게 러브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러브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에 관련한 노래들입니다. 예, 정리가 되시죠? 어, 다음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을 계속 제가 검토 중입니다. 어,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직장인들에게 영어 어떤 스피킹 시험 관련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스케줄이 딱 학원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어, 그게 정해져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정하기가 쉬울 텐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결정되면 그 날짜를 공포 공포는 <laughs> 너무 거창하고 <laughs> notification 공지를 제가 올릴 올릴게요. <laughs> 예. 죄송해요. 공포는 예. 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진행 상을 말씀드리고요. 어 저를 위해서 You gotta pray for me. 저를 위해서 좀 여러분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셔도 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 채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생기고 당연히 뭐 좋겠지만 그게 first가 아니고 좀 저, 저부터 이렇게 제가 하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신과 제가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는 한 인간으로서 어, 그분과의 어떤 데이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 그런 데이트 시간을 여러분과 또 함께 어떻게 보면 쉐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게 어떤 의무이기 이전에 그런 아, 사랑이 의무가 될 때 뭐 사랑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뭐 왜 그렇게 얘기하시 저도 이해되는데 의무만으로는 너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그 의무가 퍼스트가 아니고 정말 어떤 진짜 어떤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어, you need to pray for me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외울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자 목소리부터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남자 세 번.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네. 어, 임팩트 중심으로 하겠다고 제가 어제 러브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초급이시고 암기가 이것 좀 외우기 너무 길어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he gave up everything. 이게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he gave up everything. 어떤 he는 어,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죠. 예, 오늘 빌립 아, 빌립보서 영어로 필리피언스죠. 필리피언스 chapter 2 verse 7인데요. 예. 요 앞에만 외우시고요. 이제 영어 좀 중급 이상인 분들은 당연히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여기까지 암송을 하시고요. 암기를 하시고요. 밑에 또 관련된 영어 성경 번역본 주로 어떤 구어체 영어 여러분이 바로 외국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외국인의 꼭 전도를 안 하시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주어나 이런 목적어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토리로 또 영어 회화 시에 외국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충분히 다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많이 밑에 뽑아놨으니까 또 영어 중상급 이상인 분들은 밑에 건들도 어, 참고하셔서 좀 공부를 영어 성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clears throat> 음. 뜻은 그렇죠. He gave up everything.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우리 중에 한 명같이 되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우리 중에 한 명같이 되셨을 때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은 포기했다는 것을 밑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어, laid aside his mighty power and glory. laid, laid aside. lay aside 옆으로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 어떤 포기했다는 뜻이죠. 또 he lowered himself, lowered himself 자신을 낮추셨다. 또 he emptied himself, emptied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empty는 많이 아시죠? 빈. 여기서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웠다. 자기 자신을 비웠다. He emptied himself. 어, 떻게 함으로써요? By having a human appearance.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바이 다음에 동사 ing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외모를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사실 다 포기한 거죠. 어, 제가 추천하는 영어 찬양 중에서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도 있는데 시간과 공간에 매일 필요가 없는 어떤 신이 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인간의 어떤 제한된 그런 시간과 시공의 영향을 뭐 엄청나게 받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소멸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다 비운 거죠. 예. 뭐 사랑이 뭐 <laughs>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잖아요. 예. 또 이런 성경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The Message, The Message라는 제가 많이 어떤 부 사이드 어떤 어, 어떤 그런 거의 second textbook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에서는 he didn't claim special privileges. privilege라는 게 여러분 특권이잖아요. 그런 special privileges, 특별한 특권들을 claim, 어떤 요구하지 않았다. 예. 그런 그러니까 다 버렸다는 거죠. 예, 이런 번역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번에 21st에서는 제가 그 내용 중에 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성경의 모든 commandments, 모든 명령의 요약, 그거를 외우려고 거의 공지를 드렸었는데 어,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어제 어떤 제 마음속에 요거에 대한 요 성경 핵심 문장에 대한 어떤 좀 제가 묵상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어, 잠깐 이거를 외우기 전에 생각해 보면 어, 좀 참 안타까운 얘긴데요. 예, 한국의 교회가 뭐 여러분 제가 입으로 참 개독교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 많은 욕도 먹고 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 그냥 어떤 뭐 집단적으로 그냥 어,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광신자 집단 뭐 그거보다 좀 그 비즈니스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냥 또 하나의 비즈니스 집단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큰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예.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labeled라는 게 label이 여러분 꼬리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labeled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많이 어떻게 보면 힘을 잃고 또 어떤 부분에서 타락했다는 어떤 증거겠죠. 예. 큰 교회들이 소위 영어로 big names라고 합니다. big names들이 교회 안에 어떤 정말 그런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지 다른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예,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욕을 먹어야겠죠. 그거는 교회의 리더이든지 교회 밖의 조직의 리더이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어, 그분들이 큰 교회를 어떤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셨겠죠. 어,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또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그 고생해서 그거를 읽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득권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한다든지 어, 어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을 축제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참 그런 것이 밝혀지면서 교회 안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교회가 나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어,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원히 사랑해야 할 그 신의 사랑의 모습은 사실 오늘 나왔던 것처럼 어, 다 포기하는 그런 자신을 비우는 자신을 낮추고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모습 이 어떤 교회 리더들에게서 또, 또 교회 리더들 뿐만 아니라 어떤 크리스천들에게서 사실 많이, 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그럼 너는 그 얼마나 포기하느냐? 예, 저도 뭐늘 예, 말씀드리잖아요. 예, I'm no exception. 과연 나는 얼마나 포기했는가? 저 자신이 없습니다. 예. 다만 바라기는 내가 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체험해 가면서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또 더 배우고 이해해 가면서 어, 점차적으로 나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죠. 뭐 쉽다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 또 좀 또 좋은 예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나쁜 예가 있는 것은 아니 예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 동네가 이제 반포라는 동네인데 거기 저희 교회 옆에 남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나름 유명한 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어, 좋은 예로 제가 떠오른 첫 번째 분이세요. 이분이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다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또 똑같이 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 되게 좀 솔직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어, 어떤 패스토라는 게 어떤 어, 패스토링이라는 게 이제 어떤 목회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교회의 신자들을 양떼에 많이 비교하죠. 예. 어, 어떤 예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교회 리더인 뭐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 뭐 이런 표현을 또 하시잖아요. 당시에 어떤 그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어떤 양을 그렇게 방목하고 양을 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목자와 양의 그 비유는 당시 시대의 성경이 쓰여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었었죠. 예. 어, 요즘 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교회가 어, 너무 늘어나면서 이제 막 2천명, 수천 명이 되면서는 자기가 그 사람들이 정말 이름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를 양, 그 어떤 목회를 하느냐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셨죠. 하셨고 이제 또 은퇴를 하시면서 음, 그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 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했죠. 많은 반대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장애인들은 사회들의 사회의 약자이잖아요. 뭐 그것이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요. 그런 어떤 어, 일을 시작하셨다는 자체가 좀 좋은 쪽으로 충격이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홍정희 목사님을 제가 같은 동네에 자랐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면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푸근하세요. 동네 아저씨 같으시고 같이 어린 시절에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길에 서가지고 예. 옆교회 다닌다고 했는데도 쌩까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어, 정확한 대화 내용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어 주셨던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오늘 외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음, 신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암기하는 문장에 어, He gave up everything and became a slave. 이 표현은 제가 일부, 뭐 일부러 뺀 거는 너무 여러분 길까, 길까봐 뺐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어떤 종이 되셨다. 슬레이브는 노예잖아요. 노예가 되셨다. 예. 어... 신이 어떤 시간과 공간 자체의 노예가 되셨다는 것 자체 또 그분의 삶 자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철저히 서브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리더십을 serving leadership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servant leadership 어떤 종의 리더십이다. 한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어떤 키워드가 됐던 단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의 리더십들이 어떤 그런 리더십이 많이 찾기 힘들지 않나 예.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저부터 또 이 채널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우연히 듣는 분들 교회 다니시건 다니시지 않건 진짜 어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선한 사랑의 충격을 받을 때는 상대의 기득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순간에 순간임에도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 어, 기꺼이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되게 충격을 받지 않나요? 막 기득권을 이건 내 거야 나의 권리야 막 주장하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울 때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음, 어, 오늘은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음, 오늘은 또 낮에 제가 오후 1시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가 아니라. 예.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 같이 외워보고 다섯 번씩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예, 짧게 맞춰서 좋아하는 분 있으시려나?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여자 목소리.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He gave up everything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자, <clears throat> 힘드신 분들은 he gave up everything까지 하시고 제가 오늘 짧게 영어로 testimony라고 하거든요. 저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런 말씀들을 저는 이전부터 외웠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계속 외우지 않으면은 까먹습니다. 망각의 존재기 때문에 인간이. 근데 이런 말씀들을 잘 외웠다가 저는 이제 주로 영어를 쓰는 그런 뭐 영어 예배나 이런 데서 가끔 설교하거나 이럴 때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에게 이런 신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암기한 그런 내용들이 정말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어서 상대의 마음을 터치하고 또 굉장히 뭐 한 영혼이라도 거기에 반응한 사람 반응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끝나고 저한테 설교든지 기도든지 다 와서 어, 참 너무 그 어떤 내용이 자기의 가슴에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걸 하면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신 구독자분도 계시지만 뭐 이전부터 제가 알았던 분들이죠. 또 그런 일들을 또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중하게 이런 문장들을 자기의 이것으로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똑같이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굉장히 보람을 느낄 거예요. 예, 아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도움이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열심히 계속해서 우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여간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